그 이제 공방 공방에서 올 안 하죠. <laughs> 예, 안 하대 안 합니다. 아 저희 공방에서 만난 6인파 분들인데 어쩌다가 재밌게 같이 해주시네요. 6 라인에 <laughs> 이어서 6가 안 합니다. 자 갑시다. 신념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 마라. 밖에 나가면 조심해. 내가 무사히 집으로 돌려보내주지. 아, 갑시다. 괜찮아. 그 정도는 안 죽어. 증폭. 안녕? 적의 공격까지 30초. 언제 그 스킨 다 샀대? 와. 반갑다. 아나 사용할 줄 사용할 줄 아는 사람 공구 너너 아나 초보 아니냐? 아니에요 몇번 해봤어요 다행이다 야 우리 다 자는 거 아니야 이거? 큰일 났다 하다가 다 자는 거 아니야? 이거는 지 헤드지 안 맞도 되니까 그냥 몸참만 그 정도. 오케이 이 위쪽 위쪽하고 정면으로 다안 올 것 같은데 정면으로 오나 진짜? 위쪽에 올 것 같은데 조심 잘 조심해야 돼 이쪽 이쪽 올것 같아 오른쪽 쪽 2층 저격수야 계속 움직여 아 야야 한대 빼빼 와 봐봐 서로 서로 막 때리세요 서로 서로 아 아파 아파 어, 아파 아파 어, 아파 치료가 필요해 필요해 치료가 필요해 한 명은 서포팅을 해야겠다 내가 해줄게 몇 명 공하고 치료가 필요해 야안 하니까 졸라 조용히 해막 오늘 킬트 대 조용히 해막 오 nice. 뭐야 뭐야 뭐야 다 죽어 뒤에 뒤에 뒤에 뒤는 나한테 맡겨 돌격해. 나너 강아지 볼빵. 군님 일로 오세요. 그렇게 해봐야 네, 네. 되는데. 나노 강화지를 투여했다. 넌 강해졌다. nice. 돌격해. 이 새끼 들어와. 안녕. 잡았어, 잡았어, 잡았어. 평생 누워 뭐 있어라. 누워 <laughs> 있어라. 괜찮아. 그 정도는 아니고. 느끼고 느끼고. 아 개재밌는데? 야 오늘 왜 이렇게 꿀잼이냐 고 집이 새벽. 아 너무 재밌어. 치료받아. 어, 저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조심해야 돼. 상대 궁이야 상대 궁. 아왜 아, 이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. 어 아파. 맞다 맞다. 또또 온다 또 온다. 그 정도. 어, 나 죽었어. 얼굴 어, 리 잘하는데 근데? 뒤에 있어, 뒤, 뒤, 뒤 옥상, 뒤 옥상. 뒤에. 아, 들어갔다. 우리 팀엔 아직 내가 필요해. 와리홈 웨다. 재밌다 이거. 와리홈 웨다. 어머 어머 어우 어우 야 엄청 아프다 저거 두 대 맞으면 끝나 뺏기는데? 괜찮아 한번 뺏기는 거야 뭐 상관없어 준비 완료 <laughs> 우리 팀이야? 엄살 부리지 마 다들 초집 중에 이 <laughs> 다음 다음 판은 6인스 하자마자 6인스 킹드림이 나왔습니다 개웃기네 이거 이 예, 너, 이제, 예, 거, 이제. 예. 너무 밀어 이게 너무 멀어 디스폰 저기 아이 잘 죽어 Son safety. 잠깐만 아프면 덧 물러서 넌 내가 지킨다 좀 아플 거야 궁극기가 준비됐다 나노가 어디 있음 넌 강해졌다. 강해졌다. 돌격해. 어른들 말씀 틀리게. 나노강 충전 중이다. 와 점점 다 잘해 다 잘해줘. 조심 조심 두 대면 끝나요 저거. 음. 나 할만하다 진짜 하나 딜량 은근히 세네 원래 12트랄까? 원래 12트랄까? 아 고민되네 걸리, 걸리겠지? 이또 있네 아... 아 뭐야 도움이 될 거야 뒤로 안 와봐요. 넌 무사할 거야. 넌 가- 왔어 왔어 왔어 왔어 돌격해. 잠깐만 아프면 돼. 러서 nice. 뭐야 이거 어? 한번 올라와 주세 나노 가있음 어! 램수면 미친 어! 뚫었어 뚫었어 살려줘 나한테 누가 나한테 한, 한, 한 대만 쓰면 돼 우와 와 장난 아니다 엄살 부리지 마 아무리 경지에 달했어 와. 진정한 저 저쪽 디세이브 있잖아. 디세이브님이 제일 잘해. 보면은 디세이브님이 제일 잘해. 위에 있다 위에 옥사어 벌써. 어. 치료했다. 너한텐 기대가 컸는데 또 밀려올 거다 뭐 뭐? 주먹 가까이서 한대 쏘고 주먹 해도 돼요? 근데 아, 나로가 죽여 죽여 죽여 여 아, 이것이 경의 준비됐음. 거의 준비됐다. 와, 어, 개진지 뭔가 이게 재밌어야 되는데 <laughs> 뭔데 이거 진지 나이스 나노 나노 동야 가라 나노 나왔다 형, 형, 형. 가자 가라 해졌다 돌격해. 넌걸어요 형도 돌격해. 걸렸어 걸렸어 피곤해 보이는데? 어 와, 다 죽겠다, 이거. 뭐라는 거야 야 전멸이다 이거 <laughs> 아 다음은 뭐 할까? 6인스 콜? 일단 6하나 실패네요 아 아깝게도 아쉽게도 실패했습니다 아 재밌다 한조? 한조 콜?